사과 바나나 땡땡땡땡 슈가긴 kín ba nhà ba nhà ba nhà ba nhà xuyên vàng kín 아니 아니 아니 언니 계속 좋은해 재밌겠다. 바나나 추가긴 again. 사다 언니 사랑하지 언니도 언니도 언니 언니 계속 좋은해 재밌겠다 바나나 슈가긴 바냐 바냐 사과 바나나 슈가긴 빵야 빵야 짝딱딱따라 아빠 뭐야 짝짝따라알 준비해야지 언니 사랑해 야 음, 언니 좋아해? 언니끼도 말해. 네. 네. Oh. 哦。 <laughs> 싶어. 뭐. 해비예요. 오늘 이거 어디다 비요? 네. 포도피 해볼게요. 네. 다 완성됐습니다. 우와. 이제 맛있겠죠? 짠. 그렇게 아닌 척하는 거 아니야? 우유 줘. 편지 좋아서. 편지 좋아